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렇지 잘하고 있어 개껌 그렇지 내 손이 아니라 개껌 손보다 개껌이다 그렇지 내 본능을 보여줘 아! 내 본능을 보여줘 아 아, 나의 본능을 보여줘 야나 말고 요거 요거 개껌 <laughs> 개껌 어, 어디 갔냐 개껌 응? 자일리와 개껌이 어, 그렇게 좋아? 이제 너 개콘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야? 네. 아, 드디어 내 손에서 내 손이 이제 자유로워지는구나 <laughs> 아!